행보가 뭐 행복아 뭐 일로 와. 야. 뭐야, 이게? 뭐, 이게 뭐야? 이거 뭐야? 물지 말고 이거 뭐야? 여기서 봐. 뭐야? 이게. 이게 뭐야? 이러면 돼, 안 돼? 어? 뭐 이럴 거야, 행고가? 뭘 잘했다가 봐. 이럴 거야? 이게 뭐야, 이게? 어? 다음 그득 이씨 새끼야 새끼야 뭐아봐 그게 그렇게 재밌어? 어? 휴지 뜯기가 너 그렇게 재밌어? 뭐가? 휴지 뜯기 놀이가 그렇게 재밌어요? 형복아 풍모가 풍모가 불짝 풍모가 풍모가 뛰어 한번더